나이스! 어이구! 제대로 노네. 와, 나이스! 오! 오, 들어! 내 칠게. 음. 오, 나이스! 샷 나이스! 와! 살아있네! 이야! 어! 많이 썸네 부탁합니다. 이야! 와, 몸 풀렸다, 몸 풀렸어. 어 좋다 나이스 자, 그렇지. 자. 어, 우와, 뭐고? 자, 점점. 우와. 우와. 야, 진짜 볼 해야 돼. 이거 막는 맞겠다. 나이스! 와, 깔끔하다!